yeah. Uh, uh, uh, uh, uh, uh, shout out 내 꿈은 랩자라는 래퍼들의 워너비 어렵겠지만 나 성공하고 싶어 여러 지근데 요즘은 챙기기 바쁘지 바빠버리고 짓없이 넌난 비부격차는 어쩐지 시스템에 의해 위에 놈들 위해 움직이는 기계같이 페달이 발 밑에 달려존나 밟아 나는 나를 위한 걸어 착각했지 처음엔 어른들의 말에 너위에 잡초같이 살아왔지 될 때까지 하면 된다 믿어 아직 존나 밟히고 밟혀도 조금 있다 예수처럼 부활의 취미 삼지 지뢰 밟고 가 난 일어날 거야 부조리 신기한 세상 용기 없는 너무 말은 마 반응하는 나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여 웃음 가독소리 섞여 반응해 그럼 나는 말하겠지 얌전히 말해봤지 참고만 하는 거 없으면서 보고는 나를 집어대니 내 명포는 여기 매니저 바닥에 널린 애들 비난이 희망이 되고 싶어는 썩은 맥을 무슨 모아도 캐리 반응 구멍 뚫고 뻔보기 위긴 겹겹이 쌓여낸 실력이 돼서 내 몸은 더럽지 한참을 굴렀으니 거긴 내본 거지 벗어나고 싶어 처음부터 어김없이 녹아날 꺾어 펴도 다시 버텨 뿌리는 어깨 버텨 살아나 처음부터 천성의 끝까지 남는 게 이기는 거라 생각해봐 난 잡초랑 참 어울려 And shout out to 진준왕 Shout out to Kiss Robin Motherfucker 내 떠올려 remind you Remind you 내 떠올려 remind you 진정하고 팠던 게 뭐였냐 일단 가족이 개미안에 구라쳤네 약속 시간 지났고 네 고집 덕에 속 타는 사람 많지만 미안해 절대 허튼 시간 쓰지 않아 근데 누구는 팍 떴네 그게 나 옥죄는 건지 자극하는 건지 열등감 터지게 해랩은 꿀린 적 없지 나만 왜똥 떨어진 데서 걷고 병신처럼 이런 대어봤나 싶어 노력의 결실 나만 느끼지 남들은 초도 몰라 언제부터인지도 많은 게 그리 부러웠냐 랩 약자라는 걸로 1등 찍고 싶다 넌 내게 채찍질해어서 자꾸 꼼수를 버리려고 막 발버둥 쳐서 멀리 보지 못해 다제 자리 걸음하고 숨 막히는 공간 안에 다들 뜰라고 왜 말고 딴데눈 돌렸지 이제 랩에만 뚝심 박어 내 간절함 그 성에 랩을 어나둬 난 돌아가길 원해 원해 즐거웠지 제일 처음엔 처음엔 어느샌가 의무감에 흘려보낸 날이 나의 발목을 잡아 다시 과거 w e m i n d it mind it 내 떠올려 remind it mind it 내 떠올려 remind it mind it 내 떠올려 remind it 처음에 먹었던 마음가짐에 돌아갈래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매 랩한다 사실이 즐거웠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난 불태웠어 내일은도 랩업한 내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까지 됐으면 해 에이. 단순히 랩 하나 내 잘하고파 난 여정은 없나 하지만 날 못만 초밥같이 살았던 정무시 받았던 때도 많았지만 밑거름 삼아 난 여기까지 왔어 내가 대견하고 깔고 뒤통수 맞아 놓을 때는 버튼을 딴건 군대 가기 전에 꿈이 없었어 난 여태 이래 간절한 적 없어 또한 난 재능파는 나는 남들보다 뺀 노력해야지 내가 단지 여기 있는 이유는 사람 보는 눈이게 파님 목소리 아껴 쓰지 않아 안쉬 발전할 때까지 아직 부족한 걸 알지 거기는 성장시킨 방식